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Hi. 발네 이제 마랑이 도전 월미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월미도에 온 이유는요 댓글에 재미없는 놀이기구 그뭐 근데 디스크팡팡을 1분 동안 넘어지지 않느냐 <laughs> 예, 재미도 없는 감동도 없는 도전을 해보라 그래서 어, 지금 보시면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즐길거리가 많은데 빨리 가가지고 1분 동안 대충 그 서있다 오겠습니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출발할게요 이게 이게 디스코 팡팡이에요? 아 형이 이걸 한다고? 뭐 하고 있는 이게 뭐야 이게 4분의 4박자 진리하고 있는 이게 어 아가씨는 오토바이 시동 거시는 거예요? 오. 토바이 시동은 그렇게 거는 게 아니야 잘봐 지금부터 오토바이 시동을 어떻게 거는 건지 얘가 보여줄 거야 잘 보고 배워 자 오토바이 시동 걸러 가자 자 가자 에이 부름 에이 부름 에따 할리라 이게 뭐야 <laughs> 다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잠깐만 어, 그, 그, 그 가운데 야, 마랑이 도전 알겠지? 어, 잘좀 잡아드려 혹시나 다치지 않게 <laughs> 아, 네, 지금 1분 동안 이 가운데서 서서 버티는 거란데요 <laughs> 바로 끝날 것 같은데? 끝내, 끝내버릴까? 오. 자 가자 오, 끝. 오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대 끝내, 끝내버릴까? 자 가자 끝. 또 끝낼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여러분 또 끝내버릴까요? 형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끝낼까? 어, 이게 어렵구 끝낼까? 끝낼까? 진짜 어렵 끝낼까? 어디서 끝낼까? 여기서 끝낼까? 여기서 끝! 실패 끝낼까? 끝낼까? 끝낼까? 끝낼까? 어디서 끝낼까? 손가락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DJ들도 <laughs> 이쪽 방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, 사람이 오, 인식을 못해 인식을 못해 안 되겠지 <laughs> 안 되겠지 <laughs> 유튜브 찍으니까 멋있는 것도 하나 보여줄게요 아 이게 지금 서, 서 계신 분이 되게, 경력 오래된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네. 자 섹시한 남자 나나라 오, 오, 투레 우와 아, 멋있어 와 우리 말은 지금 거의 그냥 울기 직전 이런, 이런, 이런 데 무슨 유튜버 씨 뭐하고 계세요? 우리 유튜버 유튜버 잠깐만 뭐, 아 자세가 왜 이래? 자세가 아 스쿼트! one, 아 스쿼트! 투, 투, 원, 투, 남자는 한채 원, 투, 200kg one, 겠다 two, one, two, 차차차 원치 원치 야 남자가 한치 가면 우리가 그냥 바지가 똥구리 껴 섹시하네 고생 많으셨어요 어형 괜찮아요? <laughs> 말 중에 왕이라네 자, 여러분들 네. 어, 여기 월미도 랜드에 있는 가장 핫하다는 디스코팡팡에 왔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어요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요? 어, 땀이 아니고 더웠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어, 일단은 도전은 실패했지만 어, 핑계를 하나 대자면 오늘 데드리프트 아, 스쿼트 좀 하고 와서 예,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예, 마랑일즈 오늘 일단 실패고요 했좀더 다이나믹한 도전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미도랜드 놀러 오세요 우리 만화씨가 보여주니까 우리 아가씨도 하네요 원츠 원츠 아, 원츠 차차차 잘하고 있어 이 뭐하는 이게 닭나무 뒷발 잡고 아비 아비유